아, 예. 예. 너무 좋아요. 여기 수영장에 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기 수영장 오늘, 스케줄 끝나고 이렇게 수영장에 왔는데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. 야, 들어가도 되겠는데? 들어가다 아, 진짜 들어가 한번 들어갔다 올까? 아니 밀지 마. 아, 어 미지마 미지 여기 진짜 차가워 한 번만 들어가다 올까? 진짜 한 번만 딱? 한 번만 들어가고 수건으로 몸 닦으면 되잖아요 그쵸? 아나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? 어 잠깐만 신전도에 살짝 어? 나쁘지 않아 신전도 아 신전도 체크 운동을 해버리네 어우 잘해 어! 진짜 들어가게? 어 그럼 들어가 들어가 진짜 들어가게 아 왜요? 아, 부끄러운 거 보지 마요 할 아. 거라 믿고 나 들어갑니다 잉?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멋있다 멋있다 어, 재밌어 보여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, 이렇게 첫날에 수영장에 <laughs> 들어갔습니다 어, 저 물이 더, 더 따뜻해요 그죠? 어, 하나도 안 치워요 아, 처음에는 너무 추웠는데 막상 물에 내려갔다 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춥고 너무 상쾌해요 야 <laughs> 진짜요? 아니 승식 딱 들어가자마자 승식이 형와 뛰어가길래 아나 버리는 버리고 가는구나 이랬는데 들어가면 하나도 안 추워요 지금 너무나도 안 추워 딱 너무 딱 좋아요 아니 몰라 이어 어, 멋있다 멋있다 야 추울 것 같아 에? 아 막상 꺼면 하안 추워 추워 추울 것 같아 진짜 하나 가자 하나도 승식이 형 가, 가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아아 추워 아 추워 아니 눈, 진짜 눈딱 감고 이렇게 눈딱 아고 이렇게 딱 들어가 진짜 이렇게 눈눈눈딱 감고 이렇게 막 들어가면 된다니까 오케이 자 아, 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개운해요 아차차차차. 형 어때? 나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? 어 부러웠어. 아차차차. 형 이제 물에서 움직이면 어. 유산소 운동이. 아차차차차차 아차차차. 어 여기까지. 시작. 시작? 나쁘지 않지. 저 찍고 돌아오는 거야 여기까지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우와 잘한다 너 어? 잘한다 야, 아니, 뭐야? 아니, 야, 야, 았어 너. 왔다 어서오세요 Yes, maybe. Oh. y e 아 이제 추운지 모르겠다. 그쵸죠 근데 힘들어. 먼저 올라가. 예, 예, 찍어주세요. 아, 힘들어. 아, 아 힘들어. 아, 어쩌. 어쩌, 어쩌, 어쩌. 네, 너무,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아, 저희가 처음으로 수영장을 들어왔어요. 어. <laughs> 그 너무 좋은데 하필 너무 추워 밤이야 밤엔 춥네 어. 태국은 나... 밤에 춥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지막 날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해떠 있을 때 수영장 한번 다 같이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, 네 여러분들 안녕 내 감기 안 걸리길 <laughs> 기도해줘요 안녕 너무 재밌었다 근데